nak ulu tajima yalla umma. Inşallah. Hiya, nós estamos lá na mama, nós na Sibaga, nós na Sip. İnşallah. One hour later. 아, 저 그냥 다음에 찍을게요. Un foca. Un foca. Un foca. Merhaba. Wash, vous m'aidez. Ela muito bupita. Sa sai que te filho. Lai saptara kadaika. A few minutes later. أشهد أن لا أشهد أن لا في المغرب غالبا ما تسمع صوت الأذان Ha ha ha ha! 아히프카 왈라 헬루 시원하다 야 아니 너는 뜨거운 차를 마시고 시원하다고 하냐? 너 한국인이지? 그러널 모로코편 찍더니 민트티에 중독된 거 아니야? 할다 헬라 왈라 디드 라카타 알로나 드라크사 마그르비아 라클리디아 피 왁틴 사비크 하이 따라가 뭐 빌어야지. 어, 진짜? 보여줘, 보여줘. <laughs> 체리. 마다다가 기드. 너 모르고 문어에 대해서 공부 많이 했구나? 나도 조이너스고리아 한국 어 교실 다닐 때 한국 문화에 대해서 많이 알 수 있었지. 서로의 언어와 문화에 대해서 알아간다는 건 진짜 최고야. 차릿해. 늘 최고야. 조이나? 코리아 Join Us Korea is the first Seoul City certified language and culture NGO to lead Korean language classes and culture exchanges for foreigners. 라이크 이시티라크 나탄수 자라타탄 비트 <laughs> 좋고 좋고 좋고팅 <laughs> Doei! <laughs>